한유서 무시했다 그래서 사진은 자기가 시대네 쿠키 커플입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그 후기 어디에 구매는 거예요? 그린교스 그리고 싶은 사진을 고르는 중 나이대 선택하시다 그랬죠? 아니 어, 그걸 입을 그린다고요? <laughs> 아니 근데 그래 그래 <laughs> 좋은데? 그리 꽃이 밑에 있대 우리 좀 큐가 게시트위트도 좀 밑에 있대? 그럴 거면 진짜 집이다 뭔가 책이 도시 응? 도시 어? 왜 그냥 집이? 도시세나 잘 그리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커플들도 있어요? 가끔 있습니다. 정말 가끔 있어요. 아니 근데 너무 이렇게 열심히 그리는 시거 아닌가요? 아탕화티 사이즈 좀 해주세요. 아무랑 이니콜. 소리 내가 지금 나 뭐를 하는지 모르겠다 그런 거 뭐를 잘좀 해줘 진짜 잘하지 왜 이렇게 무슨 킹콩 고릴라 타임 있어 <laughs>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얼마나 열심히 한 흔적 손, 손에 이런 거 묻었잖아요 가자 저의 미세루마의 조용수를 특히 어떤 기분에 시작가 하시던 가사에 진짜 저희가 지금까지 4년 정도 사귀면서 처음에만 사실 그런 느낌이었구나 생각하면서 울뻔했어요 진짜 제가 예스 <laughs> 어 잘했네 진짜 잘하지? 어 진짜 잘하는데 아인슈타인다 아인슈타인 本当どんなどんな気持ちがお願いしま 저는 사실 그렇고 진짜 참 하나가 기레이나っていう感じしかありましたちょっと失礼です すちょっと待って와 세상이 끝났습니다 어머! 두 분 다 너무 잘하셨어요. 이렇게 재밌게 하면 힘든데. 재밌게 하기 있는데 감사합니다 <laughs> 와 진짜 기레이다 그냥 질문인데 구독자상 中でも제가 차기 っていう時の차기の 발음은 한국 사람과 다르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차기 っていう時 어떻게 불어요? 한국 사람들은 자기 건너는 거 자기? 어 그리고는 제기 막 건너간 인줄 지금 어, 해봐 해봐 자기 아니 자기 거다 어. 아, 자기다 어, 아, 근데 자기다 아, 여보는 어떻게 여보나? 여보 여보 건너가듯지 여보 는다 어. 뭐 여보 아 그럼 와 저거 진짜 개키레이다 맞지? 나니 맞지? 그리고 저거 저기 맞지? 봐봐 진짜 어? 키레이 어? 진짜 기레이 어? 진짜 기레이 뱀? 뱀? 기레이 와 뱀? 오늘 저희는 건너리 기레이니 건너 후쿠 오키마시다 私もポックコンみたいで 어떠시오? ドラえもんみたい 今日 우리가 서울에 来た理由は何ですか?今日는 페스티벌을 초대を受けまして청년의 날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크리에이티브나 문화적인 행사를 하시, 하실까봐 <laughs> 하실까봐 걱정돼요? 감사합니다 いろいろ YouTuber たちが来たんですけどここに私たちがいます 어, 신기하다. 사진 좀 찍어주세요 아, 저, 저, 저. 아, 둘, 셋.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아. 둘, 셋. 아, 대박. 아 그러네. 플레이ヤーさんたちが 이곳 올림픽 그리고 공원에 너나- 자리해주신 너나 간다해? 크리에이터분들 資産 그리고 式って書い 관객 てある 여러분에게 から 감사 金 인사드립니다. 魚式の親 본 戚かな 시상식은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개최될 시작하겠습니다. 라이아. 後ろでいいですみたいな 장소 보실 때 그래서 사진은 단체 사진 마지막에 자기가 시대 입니다 못한 이런 상을 받게 돼서 쿠키 커플입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간략하게 소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일 커플 유튜브 채널에서 얼마 전에 한일 부부가 된 쿠키 커플이라고 합니다 앞으로도 일본인 아내와 함께 재미있게 잘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콜로상이라고 하는 상 받았습니다. 에, 진짜 자기 콘나노 아르 때 知らなかったじゃん 하나도 안 몰랐잖아요. 크리코가 안 하시마스 S 아니 아니 아니. 私も외국인데そんなステージ初めてじゃないよ.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자기가 잘했어. 이 멘트くれました 보여주세요 から.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사라라. 야옹 야옹 감사합니다. 멋있는데? 잘 어울리는 것 같아 그리고 음, 이거 그리코 이거 그리고 우리 이거 <laughs> 깜짝이 여기 꼈다 카했다는 것도 제일 어린 것까지 그리 그리고 뜨거우니까 <laughs> 네.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리찜 보리찜 냄새 고소합니다 살을 좀 뜯어서 음. 요거랑 같이 볼이 났다 케일 야채와 같이 먹어 10분? 어 부드러? 음. 완전 백종원처럼 와 어, 이렇게요? 어, 손 떨려 손 떨려 배고파 아 진짜 엄마한테 감사하고 아빠한테 감사하네 아 맛있겠다 음. 진짜 부드러워 서울 요리예요? 이거? 서울 요리는 아닌데 서울 요리 아닌데 음 고추 먹어 이거 한번 먹어 안 매워 안 매워 진짜요? 아이고 먼길 오셨습니다 네. 아유 축하드니다와 진짜 그래서 맛있게 먹네 아 근데 맛있네 이건 제가 맛있게 먹는 게아니야 맛있어서 맛있는 거 먹고 대전에 가고 싶다고 했잖아요 음. 응? 감사합니다 우와 우와